이 제리버거 제품이 너무 불립다. 기차 타러 갑니다 춤 <laughs> 한번 춰요 그렇왜 문을 안 열어주지? 아직 시간 안 돼서 그런가 봐 Oh.